해준 MRC로 인했어 너의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과 들게 해주겠어 내게 기회를 줘 내게 모두 맡겨 이제 나에게로 와서 한번 들어봐 c a b g a i m 4와 함께 don't stop, keep moving. Keep on and on it. Yo, yo, come to the wall. 이젠 어려워, wall. 그러나 항상 다 쫓기지 말고 이제 내게 welcome to my wall. 너도 니도 너를 쉽게 반할할 수 없어. 너를 이해 못한 생각 짧은 인간들의 얘기 하나하나 신경 쓸건 없어. You better up and hit on, 왜 이렇게 마려. 그러니 항상 당당히 더